그치? 네. 진짜 배우시면 되겠 짠! 허니 주니의 지하철 어성투어 오늘 역은 기름역 기름역입니다 네 오늘 가볼 맛집은요 빙수야 본점을 가기로 했습니다 기름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나오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는 꽈배기집 네, 꽈배기랑 찹쌀 도넛을 파는 곳이 있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내부 자리는 두개 정도인데 올해는 못 있을 것 같고요 지하철 딱 올라와서 뭔가 아 여기는 먹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곳이야 저희가 일단 내종류를 시켰고 이건 일단 핫도그 들었어 안에? 아 소세지 소세지인데 어. 반죽이 엄청 얇아가지고 음. 그렇게 엄청 두꺼운 핫도그 맛이 아니야 음 맛있다 완전 짜쫀득쫀득하 반죽이 얇으니까 더 맛있다 소세지도 진짜 맛있는데요? 반죽이 진짜 얇아요 음.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제가 먹고 싶었던 해체빵 먹어볼게요. 저 손 닦았습니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안에 뭐 들었어 사장님 이 깨찰빵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만두 안금이요아 만두 안금 원래 깨찰빵 안에 팥이나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맛있다 음, 음 엄청 쫀득해 깨찰빵 너무 딱딱해가지고 못 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맞아 네. 있어 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부드럽고 쫀득쫀득해요 파에도 설탕을 묻혔어요 사백이도 진짜 쫀득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네. 완전 말랑말랑해서 완전 쫀득쫀득한 것 같아 음 근데 음. 충실한 맛 음. 이거는 진짜 기본에 충실한 맛 설탕 뿌려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을수록 맛있는 맛이에요 나 이거 엄마 포도리 넣어서 진짜 맛있는데? 다음은 팥입니다 팥이 지금 이렇게 겉면만 봐도 조금씩 이렇게 비치거든요? 차수에서 팥을 봤는데 엄청 신선해 어 맞아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김봐 김 나는 거봐 음, 이것도 와, 되게 대박 쫀득쫀득한 느낌이야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음. 아, 맛있네 아니 이게 반죽이 반죽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반죽이랑 엄청 잘어울아요 빵을 씹는 느낌이 아니라 좀 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스트를 가려볼까요? 나 핫도그 핫도그 네. 저도 핫도그 핫도그 핫도너츠 깨찰빵 화백 저는요 1위가 핫도그 역시 핫도그 2위 깨찰빵 3위 핫도너츠 근데 다 맛있어요 사실 에어도 불이 꺼져 있어서 저는 문을 연지 잘 몰랐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보면 공책이 있어요 여기다 이름을 적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이신데요? 저희 15번이요 잠깐만요 아직 80, 80타임을 아직 못 불러서 조금만 정말려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1시 반에 응 끝에 앉아도 되겠다 아, 여기나 네. 내 끝에가 나요 아네 앞에 감사합니다 보자. 15번 네 15번 들어오 가리는 4개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빙수야 기름역점에 도착을 했는데 엄청 음식. 빨리 나와요 음식 빙수 먼저 나왔어 <laughs>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빙수하고 우동 우동 우동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소스와 진짜 대박이다. 빙수에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랑 딸기 시럽이랑 초콜릿. 음. 소스는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양이 엄청 많아요. 밀가루, 케찹, 마요네즈. 아직 튀김만 안 나왔어요. 먹고 더 먹어. 먹고 더 먹어. 어, 어떻게 이 먹고 더 먹나요? <laughs> 진짜 근데 뭐야 나 이거 아, 너무 깜짝 놀랐어 나 말을 이었으로 너무 깜짝 말을 잃었어 콧빵이랑 튀김이 와 튀김이 너무 많은데? 50개 되는 것 같아 치즈 스틱이 10개 떡갈비가 8개 외지 감자 어떻게 될걸? 이거는 못 세요 김만두, 김말이, 팥이 들은 튀김 같은 거 민지면 그리고 튀김, 튀김 이렇게 먹어볼까요? 음. 저희가 좀 눈치 보고 하는 치즈 스틱 음. 치즈 스틱에 치즈 가루를 뿌려서 늘어나는 치즈잖아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안에 뭐들어있나 아니 모짜렐라인데 너무 맛있어 이거 미쳤는데요? 야 이게 뭐 먹을까? 우동을? 우동 좋아하시니까 어때요? 국물이 양념보다 맛지만 국물 진짜 맛있다 아, 떡볶이 비교해보자. 쌀떡 밀떡. 저는 쌀떡을 더 좋아해요. 아, 지금 밀떡. 짠. 짠. 어, 배신하지 마. 쌀떡이 진짜 부드러워요. 밀떡도 쫀득해. 거기는 밀떡밥 쪽보다. 응. 음. 김말이는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서 알죠 알죠. 음, 밀떡도 엄청 맛있네. 국물이 엄청 잘 졸여진 느낌? 국물이 엄청 진해요. 나 이런 조금 치 먹으면 진짜 좋아해. 이거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 응. 음. 어 맞어. 웃긴 남자라서 미안해. 음식 배우 좋아. 음. 파마산 특유의 그향 있잖아. 그 향이 약간 진해서 치즈가루는 그냥 기대는 사실 되게 많이 했는데 폭탄 튀김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유가 같이 묻혀있어요. 연유가 같이 묻혀있다 음. 달달해 쫀득 달달 엄청 맛있어 엄청 달달해요 이게 연유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달달하게 음. 치즈스틱 하나 먹어볼까? 치즈스틱 진짜 진리 아니야? 진짜. 근데 10개나 나왔어 이게 어떻게 7,000원이지? 롯데리아에선 이게 2,000원 근데 이게 롯데리아 치즈스틱보다 맛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먹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치즈가 들어가요 음. 토끼 부분 찍으면 진짜 질기 저는 마요네즈에 치즈팝 음 치즈스틱이 두 가지 맛이 있네 특히 고구마랑 음. 그냥 치즈 고구마 치즈가 더 맛있다 음. 나 방금 고구마 먹었는데 행복했어 종류는 비슷한데 양이 여기가 거의 두 배? 이게 빙수집이라고 하니까 빙수 자 아, 그렇지 빙수집 빙수집이 어. 그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우한 번만 인사해 주시면 안 돼요? 자 다음에 두 배로 <laughs> 감사합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아, 맛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잘 어울리네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더 풍부해요 맛이 음 맛있다 음. 빙수도 양이 여기가 훨씬 많네요 여기 사실 빙수집이에요 <laughs> 아까 이 정체 몰랐던 이거는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음. 안에 파 빙수 음, 너무 네. 맛있어요 빙수 집이야 딸기초? <laughs> 어, 딸기를 넣고 설탕을 네가 생각하는 거 10배 넣으면 돼 매우 맛있구나 어,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김밥을 서스로 주셨어요 지금 다, 다 주시고 계세요 여기 테이블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와, 김밥까지? 그래도 아. 이거 5만대 만원 이거 싫어요? 아니 나는 진짜 너무 죄송하다니까 만원을 내면 그때는 떡볶이는 솔직히 잘 안 들어가거든 튀김이 더 맛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떡볶이가 맛있어서 떡볶이에 손이 가네 아, 되게 매력적인 맛이다 음. 저 이따 친구 8명 만나거든요 음. 8명 와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진짜 줄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뭐 먹었어? <laughs> 지금 방금 나온 거 같아 어, 음! 아직도 따뜻해 아니 근데 이 아직도 따뜻하지? 여비아니 여비아니의 갈치 갈치 음, 배웠지? 어. 진짜 배우고 싶네 음, 음. 여기 어묵이 진짜 맛있는 거 언니 여비아니 떡갈비 먹는 느낌인데? 음. 여기 지금 전라도 담양이야 <laughs> 여기 지금 전라도 담양이야 너무 이렇게 다양한 맛을 조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윤지가 추천해준 대로 이렇게 그렇지 총에 사 오시면 되지 아 너무 맛있어 나는 빙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빙수지 <laughs> 아니 먹어 아 평평하게 만들어놔 빨리 평평하게 만들어 올리지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디저트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원샷 넘게 어? 샤넬로 명품이 우와 이비에서 우와 감사합니다 대박 이렇게 담아가게 어, 해주셨어요 불량식 분이 많은데 샤넬 백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어, 대박이다 아, 아폴로 아파치 야 우와 이거 봐 처음 보는 것도 많다 하 하나 네 저희가 아, 수요일 날 이렇게 명이 되니까 진짜 다 종류별이야 아저씨가 감사하죠. 자, 하나, 아저씨 감사하죠. 자, 자기가 조심해. 친구 데리고 가. 자, 다음에 두 배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빙수야를 먹고 왔잖아요 칼로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빙수야랑 도너츠랑 대략적으로 한 사람당 1120칼로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스쿼트 점핑잭입니다 한 세트에 20회를 하시면 되시고 이거를 하시고 나시면 17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7세트를 하셔야지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볼까요? 일단은 양쪽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첫 자세고 그 다음에 많이 안 내려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한 번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거를 20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